좋아요와 구독 시원해? 야 엄청 달리는데? 먼 산,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왜 화장실 갔다가 제일 귀여워 왜 귀여운 줄 알아? 눈이 눈이 이렇게 어우 다썼다 유튜브 가게 나오려나? 관심 보인다 나 이제 안 흔들어도 되는 거야 나 맨날 밤새도록 이렇게 영혼 없이 흔드느라 힘들어 죽는 줄 알았는데 <laughs> 아 엄청 귀여운데? 아 이거 사줄만하다 이거 얼마 안 하던데 2만원 안 했어 1 9 0 0 0 1 8 0 0인가 얼마인지 기억 안 난다 저렇게 좋아하는데 이제 사줬네 근데 우리 고양이가 장난감 별로 안 좋아하거든 장난감 안 좋아하는데 그럼 관심 보이네 아니 다 아무것도 안 받고 있어 그냥 그리고 만약에 후기를 한다고 받았는데 별로면 어떡해 음 나도 그게 맘 편해서 맞아 이게 정답이야 잘 논다 가, 또, 또 가지고 넣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거 사주는 게 좋겠다 너청 엄청 좋아하는데 귀여워 쟤는 꼭 저거를 정복을 하더라 얘가 저걸 위해서 <laughs> 아 고양이 우리 고양이 꼭 똑똑한 것 같아 저걸 위에서 끄시고 올라오네 밑에서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아, 코코야 코코야 코코야 그거 아니야 저렇게 가지고 놀려고 이렇게 안 오늘의 먹방은 뉴질랜드 참돔 혼님 기분 좋으신가 보네 자 잘 먹겠습니다 ASMR <laughs> 숨쉬어 숨쉬어 맛있어 아싸달까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혓바닥 소리 좋네요 끝